기, 네. 라, 요치님 아빠 온다. 치 응. 마. 요치님 아빠 까꿍 문 닫아 문 닫아 어 까꿍 에너지 손실 문 닫아 옳지 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